일찍 들어간디야. 아, 그냥 장사도 안 되고 그냥 갈게요. 아직도 안 자? 짠! 생일 축하합니다. 하율이도 안 자? 축하합니다. 하율이 <laughs> 고마워. 오, <laughs> 엄마.